밤새도 한여린 몸에서 가려진 body window 배로 거침없이 찍힌 굳이 보진 않지 넌지 black 하면 pink 우린 예쁘장한 savage 원하던 대로 못 뺐지 눈물에도 칼로 무배기 두 손엔 가득한 배치 궁금하면 해봐 팩트눈 높인 꼭대기 물 만난 물고기 좀 톡해 난 toxic 유혹해 I'm boxing 들어 생각해 하나는 그저 원하면 test me you gonna do when 뭐 알아서 매달려 벼랑 끝에 한마디만 떠 like 해볼래 해그 따뜻한 떨림이 새빨간 설렘이 마치 해변가겠지만 you might not get in it Look at me, look at you 누가 더 아플까 you smile 누가 you are 눈에 빈눈물 흐르게 된다면 so sorry وشط المطبخ نظرت دجاجة اللحم وريش الدندلي baby. عبر شاطئ المطبخ نظرت دجاجة عثرت اللحم وريش دندن